뭔가 이상하슈? 이걸 어떻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오? 아! 시리때 <laughs> 원리가 필요하슈? 만 원? 내가 만원 받으려고 해본 거슈. <laughs> 아, 나 무릎이 파열되고 있슈. 결국 다시 뒤집어야 하는 거지. 아휴. 역시 이러다 12시 넘으면 만 원들못 받고 화이팅!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슈 날싸고 가슈 아니 이거 나사 하나 없어서 이게 지금 비었슈 진짜 무겁수 무겁수 아! 아, 아, 잘못 조립했슈 나 아! 안돼 맛있게 빼줄게 명이 나한 명이 나와